요즘 이게 잘 나오더라 아 네 이거 저희가 음. 그 새로 케이스 디자인을 해가지고 음. 그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좋네 나 오늘 지금 거래처 미팅 있어가지고 예, 가봐야 예. 되니까 어, 오늘 손님들 오시면 오는 날 걸로 아, 하고 아,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냉장고에 내 바나나가 없어지더라 아 그래? 저 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 혹시 모르니까 바나나 좀 잘 지켜줘 먹지 아, 말고 아, 네, 어, 먹지 말고 그렇죠. 엄마 가볼게 네 잘부터 한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루비한 브랜드 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영상은 최고의 기타를 만드는 벤티 볼리어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렛고! 자, tactical filming에 앞서 멋진 기타를 찾기 위한 스케치를 해볼게요. 크레이언으로 색을 이쁘게 칠한 후 마지막으로 draw a line. Let's see. 음, 나. Oh my god, the price is crazy. 이런 건 손 떨려서 못 찍겠다. 어, 여기 괜찮은 기타를 찾은 것 같네요. 벤티볼리오 그럼 본격적인 탁티컬 필밍 들어가 보시죠 렛츠고 촬영 전 멋진 구도를 위한 세팅은 filmmaker에게 꼭 필요한 step이죠. 기타를 튼튼하게 묶고 smoke도 가득 뿌려주고 나서 기타를 돌린 다음 완벽한 타이밍에 rec 버튼을 누릅니다. 첫 번째 러프를 집어보시죠. 자 멋진 영상 만드는 방법 레슨 넘버 1 뭐든지 열심히 간지나게 돌려줍니다. Pretty easy, huh? 자 이제 기타 string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면에 뽑는 듯한 감성으로 쭉 당겨줍니다. 책상을 한번 닦아주고 칵테일 쇼처럼 술 대신 기타 클리너를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치킨 드세요! 야미 잠시만요 사장님 전화 좀 받을게요 네 사장님 아 벌써 오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 오고 계시대요 빨리 편집하러 가보시죠 렛츠고 네, 빠르게 노트북을 놓고 촬영한 소스들을 SD카드에서 옮겨줍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Gotta adequate as possible 도전! 에디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It's time to render.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Order number 5861 out. Thank you. 난 아, 영상 어때요? 음, 그냥 뭐. 음. 근데 바나나는? 아 냉장고에 잘 있습니다. 어, 그건 좋네. 훌륭해.